뭐냐 쭈꾸미 삼겹살 그 누가 먹고 싶다 해서 그것도 만들고요 살을 다지지 말고 그 쭈꾸미 삼겹살 먹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는 거 알지? 크게 써는 거 쭈꾸미 예. 삼겹살 달아야지 아니 그냥 어차피 재료는 다 내 맘대로야 아 다음은 안될 것 같은데 괜찮아 날 아, 믿어 날 믿어 어, protect. 야 뭐 팔을 많은데 팔? 야 팔을 많이 넣는다 해서 맛이 변하지가 않아 밥의 맛을 결정한 건 뭐다? 참기름이다 그렇지 1분 30, 3초세 네, 조물딱 조물딱. 오케이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쭈꾸미 삼겹살 시작해볼까?